지금 찍고 있나요? 네, 밀착 취재 중입니다 볼터치 일단 이렇게 살짝 웃어줘야 돼요 왜? 그냥 행복해져요 <laughs> 아유 카메라 리허설 비하인드입니다 응. 음. 리허설 하는데 항상 마이크를 차면은 제 시야에서 마이크가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응. 음. 근데 마이크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마이크 안 차고 왔나? 응. 음. 하는 그 당황함 때문에 당황을 하고 줄자를 잡고 이렇게 줄기 하는데 제가 그 너무 당황한 나머지 줄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늘 눌러버렸어 그래서 <laughs> 마이모를 맞아 당황하면은 나도 자꾸 막 풀려 그러니까 나도 연습하려고 해봐야겠다 지금 어 오늘 약간 제스처를 바꾸게 하셨 다르게 하셨던데 네. 약간 이로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아주 손끝이 살아있었어요 동공 네, 이렇게 네, 바꿔봤 아, 귀여워 네 안녕 <laughs>